사랑이 뭔가요?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것인지 <laughs> 어. 사랑은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넣고 싶고 어? <laughs> 사랑이 뭔가요? 사랑이요? 사랑은 희생?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사랑이 뭔지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말 필요가 없는 거를 다시 사랑은 아 그거야 허성입니다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어, 어. 사랑이 뭔가요? 사랑이요? <laughs>